응? 오! 아! 오! 응? 오!

오. 저. 오. 음. 음. 으?

Yeah. Hmm. Hmm. Hmm. 야! 야! Zo. Zo. Zo. Zoom. Hmm. Hi. oh. Hmm. Oh. Hmm. Oh. Hmm. Hi. Hmm. Hey! Hey! 음...

저. 저. 저. 아재 아재 아재 음 아재 아재